안녕하세요 오늘은 뭐하나 정은아입니다 오늘은 뭐 제가 이니스프리에서 이 glitter 어, 이미 1호랑 2호는 품절이어서 3호랑 4호만 이렇게 구매를 해왔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클리오에서 프리즘 에어 섀도우 핑크 쉘을 구매해왔는데요. 이 두 개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베이스 작업까지 마치고 왔는데요. 음, eye 메이크업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음, 영롱하여라. 저는 이 섀도우를 포인트로 사용하고 베이스 섀도우는 약간 장미빛이 살짝 감도는 핑크빛 섀도우를 사용해서 베이스 작업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핑크색 섀도우는 어, 자칫 잘못하면 음, 눈이 부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음, 음영을 조금 잘 줘야 이렇게 베이스 섀도우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는 이것을 한번 눈에 얹어볼까 하는데요. 손가락으로 발색해주는 게 가장 발색이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gasps> 아 예쁘다. 예쁘죠? 눈 밑은 브러쉬로 섀도우 단 두 개뿐이었는데 엄청 눈이 화사해졌죠. 오늘은 약간 핑크핑크한 느낌에 맞게 아이라이너도 어, 브라운으로 사용해서 그려줄 거고요. 음, 부드러운 인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을 할 때 이 앞쪽의 눈의 섀도우로 조금 더 진하게 잡아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눈이 조금 더 동그란 거를 맞춰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눈을 감았을 때는 이쪽만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사람이 눈을 감고 생활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눈을 떴을 때 내 눈의 모양을 맞춰주는 그런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라진 속눈썹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떠주시고 끝에부터 내가 얼마나 속눈썹에 고개를 내릴 것인지 올릴 것인지 확인을 하면서 마스카라까지 완성! 자 그러면 대망의 글리터를 눈이 한번 얹어볼까 합니다. 제가 이거 보자마자 진짜 감동의 물결을 했거든요. 여기, 여기서만 봐도 예뻐. 되게 쉽게 표현하자면 3호는 굉장히 피크빛이고요. 4호는 약간 코랄빛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펄 입자의 색감을 보면 약간 그린빛도 있고 은빛도 있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펄 입자 영롱한 거 보소. 3호 이거 붓도 굉장히 갈라지지 않고 텐션이 딱 있게 잘 발리는 한창 요새 인기가 많았던 글리터들은 좀 펄 입자가 자글자글한 게 좀 인기였다면 이제 더워지는 여름에 굉장히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그다음 눈두덩이 이 정도 발라주고 사면는 4호는 눈, 앞머리, 밑에 아 이건 되게 그린빛이 도는 그 약간 펄 입자가 그린의 느낌을 갖고 있어 엄마 이거는 4, 3호보다는 펄 입자가 엄청 큰 게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자글자글하지만 그래도 요새 나왔던 다른 글리터들보다는 조금 입자가 그래도 큰 편입니다. 뭐 저 앞에 있어도 나 펄, 펄, 펄, 펄, 펄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좀 더 생기를 줄 수 있게 블러셔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 블러셔는 좀 이름이 섹시한 좀 혈기만 주는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 메이크업도 굉장히 블링블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이라이터가 질 수 없죠. 눈만 번쩍일 수 없다. 나의 이목구비들이 주장을 하겠다. 바로 제가 사랑하는 그 백화 하이라이터를 뿜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오늘 이러고 갈 데가 없는데.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지금 토요일 낮 2시입니다. bling bling bling bling 아, 이 립스틱은 문샷이고요. 이름은 Peach and Cream입니다. 이거 굉장히 촉촉하고 그치만 발색은 약간 matte한 느낌으로 되고 지속력도 좋더라고요. 음, 예쁘다. 내가 나보고 예쁘댄다 죄송합니다. 나의 메이크업이 화장품이 예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 렌즈를 또 껴주도록 할게요. 시크이스 넬리 brown입니다. 짜잔! 오늘 이렇게 해서 굉장히 핑크핑크하고 어, 여성미 돋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어, 이 이니스프리 어, 관계자 여러분들 이거 펄 너무 예뻐요. 이거 절대 한정판으로 내놓으셔선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게 괜히 품절이 나는 게 아니에요. <laughs> 저는 이거 나중에 잘 쟁여놨다가 어, 무대에서나 어, 방송을 통해서도 꼭 한번 사용해서 어, 이게 어떤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말에 또 예쁘게 날씨에 맞게 또 기분에 맞게 상큼하게 어, 메이크업 하시고 음, 주말을 또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은 뭐하나 정하나였습니다. 구독은 안 하나 좋아요는 안 하나 진짜 너무 예뻐